좋아요와 구독 단콤이자 아! 북캠에서 갑바 가방 없이 3킬 이후엔 파밍하고 치킨시 백두산갱 아니야 노갑바 그게 어렵지 않아 이 집에서 오는 것만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Y자 가서 꼭 맞다이를 안 떠도 돼 Y자 가면 지거든? 근데 부트캠프 한정이니까 여기 가자 높인 가자 높인 온다 여기서 세명 찾만 하고 빠지고 싶은데 이제 파밍해도 되나요? 아 <laughs> 이제, 되, 이제 되는 건가? 저 시체 먹을까 다시 가서 해도 되는 거지? 다시 저거 먹으러 갈까? 목이 안 좋네 외곽 타자 무서워서 못 가겠다 사운드 앞집인지 헤이, 보금보고서 단단하겠는데? 앞집이네 와못 잡을 뻔 설마 또 건너, 건너야 되는 건가 보이지? 쟤 오면 잡자 메롱 나는 그거 안 먹을 거지롱 파밍하다가 죽지롱 미안 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 크게 얘기하는 발성 연습을 해볼게 아, 아, 아. 아, 근데 이게 또 싸우다 보면은 속삭이게 돼. 어, 어떡하지, 이렇게. 옆집 사운드. 아, 놀래라. 언제 들었어. <laughs> 아, 애들 왜 이렇게 자꾸 사람 놀래키냐. 간쪽으로들게 구독? 난 들어갈래. 아, 주지 말자. 야 자기장 또또 엄청 멀리졌어 어 자기장 올라가는 건 힘들고 직대로 가야겠다 나 너무 위험해 한 개밖에 없어 나 지금 화 많이 났다 나속이만 해와 어떻게 아무도 안 싸우냐 니네끼리 싸워 그대 뛰게 어떡해 너무 불안해 여기 자리가 기어가면 죽어 나내 위치, 내 위치 안에 있을걸 나 발각된 것 같아 좋아 나쁘지 않아 걸쳐 왼쪽 하나 나 하나 세명 조졌나? 아! <laughs> 어, <laughs> 나. 안 죽어. 눈앞에서 50만원이 사라지는 마법? 몰라 아 레드샷은 잡았다 와 이걸 이긴 거다 진짜 이게 뭐야 <laughs> 와 춤춘다 <laughs> 아 정말 <laughs> 와 춤춘다 미션 진행반? 아 개빡치 <gasps> 와 너무 너무 화난다 아. <laughs> 잠깐 5분 동안 5분만 쉬자